やー、入りは。はいー。おー、そうせよ。お、お、 아니 앉지 말라고 앉지 마 앉지 마 어, 맛있어 아이 맛있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다 쓰러뜨리면서 음 <laughs> 아, 나름 처음에 엄청 잘했는데? 이상하다? 저기서 완전 하나만 엎어뜨리고 왔는데? 오, 하이. 하이야. 하이야. 어이구,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클리어. 목표를 포착했다. 왜 거기서 누워?